Wow. 안녕하세요. Yeah. Hello. Hello. Yeah. Where are you from? Korea. Korea. Yes. Yes, I love Korea. Oh. So you know Vietnam? 어, where are you from? I'm Vietnamese. Yes. 사랑해요, Can you 베트남. s- Hey, Hey, what's up, bro? what's up? Uh, we're over here making beats and we're rapping and uh, we're making music. 어, What are 발라드? you doing? Scrivi coreano. 어? 야, 잘못했어. 어, 다시 하자, 다시 하자. 어. Hello. Halloween. Halloween. Now song. Oh. Okay. Are you gonna sing for us? Are you? Sing? My original song. Start. Yes. 난 네가 그립다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게 네가 환하게 웃던 것도 짜증내던 것들도 하나같이 다 생각나 그때 너 자연스럽고 집착한다 생각했지만 지금은 네가 이해가 돼 널 외롭게 했어 이제야 너에게 너무 미안해 눈물이 나서 본다 가서 아픔을 아는 척한다 아무도 모르게 숨겨본다 Gamsa Hamida, Gamsa Hamida. Thank you. Gamsa Hamida. Thank you. Gamsa Hamida. That shit was hard. <laughs>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이란 건 Yes, your voice is really, really, really beautiful. Congratulations. Thank you. 사람이란 걸 Wow! Wow! Thank I you. feel alive. You know? You know what? I feel alive. <laughs> We're from dead. Thank you, thank you. pretty good. Thank you. Pretty good, very good. 아름다워 사랑스러워 그래 너 그래 바로 너 아름다워 사랑스러워 그래 너 그래 바로 너 지금부터 갈 때까지 가볼까 오방캉 랍스타일